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비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8월 1일 업데이트된 요마성의 리뉴얼과 조력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신비의 평가가 담긴 영상입니다 8월 1일 생방송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는 했었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패치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도미노스 옥토의 출시 후 아예 창고 신세가 되어버린 용마성이었죠. 그의 지난 2주연 업데이트 때 용마성 리뉴얼 패치가 있는지에 대해 한국 서버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유저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나 지금의 용마성의 리뉴얼이 이루어졌는데요. 과연 용마성의 반격이 시작이 될지 기존 용마성의 유저분들의 울분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인지 하지만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조력자가 출시된 이후에 리뉴얼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걸요. 리뉴얼이 되어도 조력세로 인한 상향까지가 기본 베이스일 것이라는 것을요. 앞에 서두가 길었는데 어쨌든 그의 영상은 우선 6마성의 스킬 강화 레벨 10강을 기준으로 달라진 스킬들을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조력자로 인해 크게 변화되는 점을 알아보고 종합적으로 신비유가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그라니트부터 살펴볼까요? 스킬 강화 레벨 10 기준입니다. 기본 능력치 같은 경우는 기존 생명력이 7095에서 12990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첫 번째 스킬의 경우 상급 해로운 효과 반사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발동 시점이 일반 공격 후에서 전투 시작 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피해 반사량이 100%로 증가하였고 받는 피해량 감소를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외사항으로 반사 피해는 방어력에 영향을 받는 부분, 강복화에 영향을 받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월보 적용 불가라 이걸로는 오후 졸업은 힘들겠네요. 두 번째 스킬인 상급 도발은 이전 두 번째 스킬인 보호막과 각성 스킬이었던 도발이 합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도발의 턴수는 동일하며 받는 피해량 감소의 계수가 65%로 감소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상급 도발에 바피감이 붙은 경우에는 강화 무효화로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좋아진 부분입니다. 세 번째 스킬인 거인의 일격은 동일합니다. 각성 스킬의 경우 치유력 연고지속이라는 스킬이 되었습니다. 매턴 생명력의 6%로 회복합니다. 그라네이트는 조력자 강화로 12강시 각성 스킬인 치유력 연고지속이 상급이 되는데요. 그에 맞으면 회복이 추가됩니다. 2딜 플러스 일반 딜로 그란을 잡는 게 아니라 일반 딜 또는 2딜 하나만으로 그란을 잡지 못하면 그란이 생존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에 상급 치유력 영구 지속을 가지고 있는 카올리아조과 비교를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강화 수치로 봤을 때 그라니트의 경우 피해량의 65%의 회복인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현재 카울리 15강 시 최대치인 피해량 35% 회복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어마어마한 수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라이트의 사용은 이제 과거에도 지금에도 망몽이나 그랑 같은 용병은 론에 따라 설 수 있는 위치 및 카운터 용병, 쓰임새가 달라지게 됩니다. 활활 론을 쓸 것이냐, 철철 론을 쓸 것이냐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활활 론의 경우 크게 증가한 피통으로 3세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3만은 넘게 됩니다. 그의 달비, 델페른의 정에는 생존하겠지만 에딘, 발제, 그리고 안젤의 죽으며 탄만이라 할지라도 레비아의 메인 타격이 아닌 주의 범위일지라도 죽게 됩니다. 철셜론의 경우에는 기본 20%의 바워가 있으므로 약 70% 이상, 종결론이면 80%까지 맞출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아스방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에딘과 발제에 생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방모딜인 달비, 벨페, 레비아, 그리고 상향된 알렉에 무조건 죽게 될 겁니다. 그에 룬에 따라 어떤 용병들을 상대할 것인지 어떤 역할을 줄 것인지를 정하고 자리 또한 결정하여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라니트에 대한 신비유의 평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반격 탱커에 카울리를 섞어놓은 모양새와 마모로 도발을 막아내지 못하는 점에 룬에 따라 스임새를 달리할 수 있는 점 등 상대하기 귀찮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카울리보다 다른 체력, 그 도발이 꺼지면 존재하지 않는 바피감, 또 미카스텔라 시대에 무효화를 반사하여 버프를 지울 수 없는 점과 아직 건재한 레비아와 현재 상향된 다른 육마성들을 생각하면 굳이 이걸 선택하여야 하는가라는 의문은 드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셀리아입니다. 셀리아는 조합 용병으로 점핑 캐스트에서는 선택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 능력치는 공격력이 증가, 생명력 증가, 그리고 민첩성도 증가되었습니다. 첫 번째 스킬은 광대 표식인데요. 원래 가지고 있던 1스인 저주와 각성 스킬인 침묵이 합쳐졌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12강시 생성되고요. 공방면에 막히는 침묵과 능양면에 막히는 저주가 표식으로 바뀌어 해오면으로만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헤어면이 널려있지만요. 그리고 모든 능력치 감소 100%와 때레시 강화 무효화 36턴이라는 긴 지속턴수는 다른 어떤 용병도 갖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두 번째 스킬이 상급 회복 증가는 턴수와 피해량 계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상급 공방면에는 바피감 계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각성 스킬은 저주 반격으로 바뀌었는데요. 전투 시작 전부터 발동하는 영구 지속 스킬으로 11강 시에 상급 저주 반격이 됩니다. 셀리아의 경우 11강에는 저주 반격이 상급 저주 반격이 되어 생존력이 올라가며 12강에는 침묵이 추가되고 표식으로 적을 사망시킬 시 공격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셀리아는 과거의 셀리아와 쓰는 방법이 크게 다를 것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낮은 공격력과 스탯은 지원가로 커버하여 넓은 공격 범위를 공격하여 딜링뿐 아니라 표식을 새기는 것인데요.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일라를 생존해야 하며 넓은 공격 범위를 살려야 하는 점, 그리고 해오면이 표식에 막히는 점은 여전합니다. 다만 이번 육마성들의 다양한 공격 범위에 기존 진영들이 크게 변화할 수 있고 그에 셀리아는 언제나 모든 진영이 카운터가 될 수 있어 이러한 부분에서는 조커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같이 <laughs> 리뉴얼된 나르타스와 비교가 되며 굳이 이 용병에 투자를 하는 건 추천하진 않습니다. 특히 셀리아는 조합 용병이라 후에 스킬 전수도 안됩니다. 리뉴얼된 셀리아를 사용하고 있는 영상인데요. 셀리아는 10강이긴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접으신 분으로 제 막목이를 그리고 떠나신 분인데 어, 그지덱 유저분으로 그냥 있던 덱이 갑자기 리, 뉴얼로 인해서 티어가 사파이어로 상승하신 것 같습니다. 최종 접속 56일 전이시더라고요. 네, 자 다음은 알렉입니다. 알렉의 경우 기존에서 공격력과 생명력이 증가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킬 상급 퓨얼 분노 연구 지속은요. 기존 공격력 증가의 계수가 상향되었을뿐 아니라 매턴마다 공격력이 증가되며 있는 영구입니다. 그에 알렉이 생존만 한다면 엄청난 딜량을 자랑할 수 있게 해주죠. 또한 받는 피해 증가가 사라지고 타격 하나마다 현재 체력 비례 자기 체력 감소가 생겼습니다. 이는 공격 범위가 두 칸인 알렉이 앞에 적을 격분의 일격으로 잡았을 때 흉격이 안 터지던 매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게 되었습니다. 그에 격분과 흉격의 스킬 위치가 바뀐 것도 이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2스킬인 흉폭한 경로로 개수은 똑같지만 잡을 시 공증이 추가되었습니다. 3 스킬인 격분의 일격은 계수가 200% 추가 피해로 상승하였고 자체 공격력 증가와 함께 알렉의 엄청난 딜량에 일조합니다. 각성 스킬은 동일합니다. 알렉의 경우 조력자 강화로 12강 시 공격 범위가 맨 앞에서 3칸이 됩니다. 15 미카로 인한 대상향이 있었는데 추가로 알렉의 공격력 및 계수가 상승하여 엄청난 딜량을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못 잡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12강 시 3칸이라는 범위와 방무 고정 뚝딜이라는 점으로 믿을만한 딜러가 없다면 알렉이 제격입니다. 하지만 알렉의 별명이었던 알복치는 여전할 것 같습니다. 생명력이 늘긴 했지만 딜량이 세진 만큼 피해 반사에 약하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 같이 죽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레피입니다. 능력치의 경우 기존과 비교하여 생명력이 증가하였고 민첩성 또한 30%나 증가하여 65%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각성 스킬이었던 정화가 1스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스킬인 글러티 부여에 기존 3스킬인 치확 증가가 흡수되었습니다. 지원력 기준 공격력 증가가 5%, 피격시 회복 수치가 9%, 즉 공격력 대비 반격 수치가 기존에 비해 15% 증가하였고 원래는 있지 않던 치명 피해 20% 증가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턴수가 4턴 늘어났죠. 그의 치피 부여가 없어서 어울리지 않던 딜러 든과의 궁합이 좋아졌을 뿐 아니라 턴수가 길어짐에 따라 레피 버프를 처음에 줘도 대부분의 딜러들이 턴수 걱정 없이 버프를 가진 상태로 상대를 공격할 수 있게 되어 많은 면으로 유틸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이 레피의 글러티는 그러나 능력치 강화류 스킬이 아닌 특별 스킬이기 때문에 무효화 및 마모니르 무효화에는 지워지지만 강화 무효화에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3스킬인 보호막 부여도 기존 25%에서 36%로 올라서 미카와 비드가 수치였던 받피감 부여가 대략 63% 정도로 매우 높은 받피감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또글러티아 마찬가지로 12턴이었던 보호막 부여가 16턴으로 4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성 스킬로 해효면이 생겼습니다. 이는 길전에서 상대 레크를 조심하여 레피의 위치를 맨 앞에 놓을 수 없던 점, 그리고 래피가 해요를 가지게 됨으로써 기존의 이제 레피 포지션이 한튼 자유로워졌는데요. 또한 만약 철철룬을 사용한다면 결장에서 낮은 스펙의 아스빌의 마기로도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2강시의 래피는 25칸이라는 넓은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다들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이실 텐데요. 지원 범위의 증가는 정말 의미하기인 게 큽니다. 앞서 말했듯이 래피 버프의 턴수가 증가함에 따라 미리 버프를 켜도 대부분의 딜러들이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긴 턴수가 이런 넓은 범위와 합쳐지면 버프를 딜러뿐 아니라 탱커에 걸거나 솔라이너에 걸고 시작해도 자신의 모든 딜러가 버프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비렐이나 아나 같은 적의 딜러 용병들이 더미 라인을 치고 혼자 죽는 상황을 열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자신의 모든 탱 딜러를 특정 용병을 상대로 자칸화시킬 수 있고 생존력 또한 높여줍니다. 더불어 강화를 올릴수록 길어지는 턴수와 반격 계수의 상승이 이러한 활용법을 더 높여주는데요. 벨리아는 다른, 다른 의미의 살아있는 자한을 만들 수 있는 버프로 상대를 잡아 게임을 이기는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5강을 치게 되면 버프 상승 수치 또한 다시 한번 괴랄하게 올라갑니다. 그에 기존의 다른 지원과 함께 버프 수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레피는 <laughs> 매우 좋은 유틸이지만 환용 능력에 따라 파괴적일 수도 그냥 좋은 버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넓은 범위라는 이점을 잘 살려야 할 것인데요. 딜러 지원과 심지어 탱커나 솔라이너 법사 등의 버프를 주고 광범위하게 버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처음에 딜러 스타트가 아닌 탱 스타트로도 버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법이 좀 다양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현재 최고 지원과 조합으로 쓰는 미카 스텔라 이 버프를 주는 유저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이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레피는 마모니르 상대 그리고 무효화로 지워지게 된다는 점에서 미카 스텔라 버프와 크게 비교되어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럼 레피 14강의 버프를 쓰는 영상으로 한번 범위를 체험해 볼게요. 다섯 번째는 렌타스입니다. 음. 이번 6마서 리뉴얼에 가장 뜨거운 관심이 보이는 캐릭터인데요. 기존 능력치와 대비하여 공격력 증가, 치확 증가, 생명력 증가, 민첩성 또한 증가되었습니다. 첫 번째 스킬은 동일한데요. 이로운 효과 금지의 턴수가 12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스킬은 기존의 방어 증가 95%와 극강의 일격이 합쳐져 제한 강타와 생존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이전의 방증과 현재 생존은 5%라는 개수 차이와 매턴 최대 행동력 회복도 차이지만 바로 강화 무효화에 지어지지 않는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직 망몽이의 무효화 반격으로 때렸을 때 이 무효화의 때만 버프가 사라지게 되어 나르타스가 강화 무효화가 널린 결장에서 누구를 치더라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극경의 일경이 개수는 동일하지만 방어력을 무시하고 치명타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발 무시가 세 번째 스킬로 영구가 되었습니다. 이 스킬이 없어서 한 줄이라는 나르타스의 범위를 살리기가 어려웠고 그의 알리사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그 범위의 무시무시함을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킬인 헤어면에 동일하네요. 12강 시에 나르타스의 제한 강타에 주문 암기가 추가됩니다. 앞에 스케일 변화만이라면 물론 큰 상향이었지만 나르가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스케일 때문인데요. 일반 공격 후 주문 캐스팅 전 상태라면 자신을 주문 캐스팅 완료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마법형은 1라운드의 캐스팅, 2라운드의 공격, 3라운드에 다시 캐스팅을 하는 공격 방식인데 나르타스가 주문 암기를 가지게 되면 동일하게 1라운드의 캐스팅, 2라운드의 공격이지만 3라운드부터는 캐스팅이 아닌 바로 공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현재 브더의 메커니즘을 아예 바꾸는 법사라는 틀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사기적인 스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나르타스 상향에 너무 많은 것이 추가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발무시라는 것만으로도 넓은 범위를 막는 것이 힘들어졌는데 딜 상향은 그렇다 치더라도 방어력 무시라는 점, 그리고 생존으로 공격전 방어력 증가가 100% 플러스 회복이라는 것으로 본인 공격 시에 죽을 위험성이 거의 사라진과 동시에 생존력이 대폭 증가한 모습입니다. 그게 나르를 막기에는 아주 힘들 것 같고요. 방범이 공격형 용병을 여러 방향으로 넣어서 막기 전에 먼저 죽이거나 또는 2호급으로 주문 암기가 발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르를 사용한다면 1라운드에 죽지 않게 잘 숨겨 덱을 구성하는 덱의 가위바위보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으로 안젤리카입니다. 공격력이 일부 증가되었고 민첩성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격 범위가 맨 앞에서 건너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스킬은 기존 각성 스킬이었던 헤어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1스킬이었던 이로운 효과 금지가 각성 스킬이 되었고요. 둘이 서로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이스킬 저주 보호막 영구 지속의 생명력 소모가 기존 12%에서 4%로 대폭 감소되었으며 3스케린 PCR 충격 개수가 기존 50% 추가 피해에서 120%로 대폭 증가하였고 받는 피해량 감소를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안젤리카는 12강 시 큰 변화를 보이는데요. 우선 12강 시 저주 보호막이 상급 저주 보호막이 되면서 강화 무효화의 추가 그리고 생명력의 소모가 없어지고 방어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방어력이 65%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12강이면 기본 방어와 합쳐져 방어력이 75%, 그러므로 철론 하나 박아주면 박어 100%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15강이 되면 방증이 85%가 되어 룸 부온만으로도 방어 99%가 가능해지죠. 이것으로 눈의 자유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질 수 있고 그의 노 머프로도 세실, 카울리 등을 원컷 할 수 있으며 그의 솔라이너의 사용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15강 시 공격 범위가 두 칸이 되어 더욱 위협적인데요. 그의 방버딜은 약하지만 방어만 100이 아니라면 바피 또한 70이기 때문에 방버딜도 약하면 버텨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12강이지만 15강까지 강화할수록 강화하는 맛이 나는 용병일 것입니다. 하지만 망설여지는 부분은 이전에도 그랬듯이 철철의 약점이 좀 있을 것이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특히나 안젤 자신도 방어 100%, 나르타스 생존, 다이비 방어 100%등 여러 용병들이 당연한 듯이 방어력 100%를 서브로 달고 나온다는 점에서 현재 본인이 방모 딜러가 갖추어져지 있지 않다면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하고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모두들 안녕.